죄송해서 태민 선배님께 CD를 드리면서 인사했는데 제가 셀카를 먼저 찍어주셔가지고 인사도 남기고 CD도 그래서 떨려 죽을 것 같아서 어떡 아까 사진 거 핸드폰 꺼냈는데 머리 바들바들 이렇게 떨려가지고 저는 저는 홍단문 줄 알았어요 홍단문 저 진짜 원래 얼굴이 잘 빨개지는 편이긴 한데 메이크업 하면 티가 잘 안 나거든요 진짜 얼굴 완전 새빨개져가지고 아직도 빨개요? 지금 이렇게 땀 땀 흘리고 제가 보기 이거 식은땀이에요 식은땀 뭐, 아손 떨려 와서 죽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인사하고 온지 30분 후또 튀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정 씨 기분이 어떠십니까? 아 진짜 너무 떨려 진짜 역, 역대급으로 떨려 진짜 대위 무대보다 떨리는 것 같아요 태민 선배님께서 제가 손을 너무 떨고 있어가지고 핸드폰을 이렇게 직접 들어주셔서 셀카를 찍어주셨어요 와 뭐. 진짜 저희 집 가보러 진짜 깜짝 놀라서 바로, 인사해버렸어 와 아, 너무 멋있어 또 네. 눈을 이미 가렸는데 또 이러고 있었어 음. 아 진짜 진짜 멋있어 아! 이거 축하드립니다 감사 인사 드리시죠 아,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